자 오늘은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빵을 찾아봅시다 응? 음? 갓구운 뿌띠 초코 우와 이거 짱이다 이거 뭐야? 먹고 싶다 먹어봐야지 모카향 가득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 데자 우와 일단은 크림치즈 타르트 크림치즈 타르트 모양 괜찮은 거 그다음에 미니미 미니 데시 미니 데니시 이건 먼저 보자 아, 처음 보는 건데 몰라 일단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그 타르트 이거 망고처럼 생겼어 치즈 가득 크로크 무슈 크로크 무슈 데워달라 그러자 바베큐 치킨 마요 롤 피자 됐어 난 됐어 잠깐만 와 이거 맛있겠다 유자파이 이거 봐 이거 순대같이 생겼어 자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자 계산하자 맛있겠다 빨리 먹자 맛있겠다 자 에그타르트를 먹어볼게요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에그 에그 에그 음. 해글탈 그의 그 부드러움 그것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란의 담백한 향기 아주 좋습니다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음 좋아 갈릭 페스츄리 빵인데 음 냄새 아주 좋아요 마늘 마늘빵 향기가 나고 음 맛있다 이 안에 마늘이 들어있어요 갈릭 치즈 크록 그무스 한번 먹어볼게요 식빵 식빵과 식빵 사이에 햄과 치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치즈 토핑과 뭐 여러가지 양념 토핑 되어 있네요 근데 네. 딱딱해요 전자현대 돌린다고 들었는데 크림치즈 타르트 먹어볼게요 난 일부러 마셨어 딸기잼 페스츄리예요 페스츄리는 정말 어,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거는 바나나 맛 바나나 맛 우유 아. 자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맛있게 인기가 나네요 먹어볼게요 음음 음. 이것도 약간 패스츄리 같은 느낌인데 안에 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정확한 명칭은 어. 이 초콜릿 위에 마시멜로가 얹어져 있네요 <laughs> 먹어볼게요. 브라운이 같이 생겼어. 브라운이야? 음, 안에는 이렇게 초코빵인데 딱히 어, 그냥 초코, 초콜릿 함유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카스테라 같은 어, 식감이에요 대망의 피자 롤 엄청나게 길어요 안에는 안에는 그 피자 토핑이 돼 있다고 하네요 먹어볼게요 내려가 내려가 우와 여기는 닭고기 닭고기 들어있고 어, 토마토 피망 그리고 피자 소스 음.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겉에 감자가 있는 게 진짜 부드러워요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손 도와주는 게 그게 다 모으고 그러는 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음. 그러면, 그러면 오늘의 또레쥬르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 지금 손이 더러워서